야이씨. 에이. 오라 오라. 에이. 훈련하다가 갑자기 뭐 하십니까? 그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양분 섭취야. 그. 그럼 밥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잘 먹어야지. 그 잡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? 물. 한잔 하시죠. 자. 예? 어. like this. Çangın mançı böyle. Kuş kaynası, kuş kaynası. 라운드 원 파이트 어, 집으로 옮기는데 진짜 집으로 옮기네